리라쿠마 예정이니까 방예 방예 방예 영상이 안 움직여요 哎，你。 이렇게 나오네? 어 되게 좀 달라요 화면에서 나왔을 때 <laughs> 축구쪽 좀 멀리 나오지 않아요? 그죠? 괜찮은데? 그래? 내 핸드폰 이상한 거야? 아니요 괜찮아요 心机。 준이가 너 춥지 않아? <laughs> 그러니까 추워 Yes I did cry myself to sleep yesterday 진이, Ayo, special please. 에이요 스페셜 플리즈? Ayo. 이게 뭐지? 여기 써있어 에이요는 special하게. 애교 애교 애교 아 애교 에이요라고 에이요 에이요 스페셜 에이요 애교! 애교! 아! <laughs> 애교! 근데 그 준이 언니 애교 잘하잖아. 애교! 맞아. 애교 퀸. 아, 맞아. 카메라 멀대요. 역시나. <laughs> 역시나. <laughs> 역시나. 조금 위에 올릴 수 있어요. 이거를. 위로. 네. 다리 쪽에 많이 나와서. 나도. 어, 이거 아니에요? 안 올리나. 음, 잠시만요. 이거, 뭐 이거 아니에요? 이거 맞, 맞을 텐데? 빵! 어, 이게 최대네? 이걸로 해야 돼? 새로운 걸 해야 돼? 어, 아, 이렇게? 어, 안 되지. 머리카락을 빼는 거. 우와, 뭐야? 루베리야안 아, 네, 네, 네. 아, 아, 되네? 주세요 컵 잠깐만 잠깐만 그럼 차라리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하는 게 낫겠다 어. 밖의 예방법 당황하겠 아, 이거야 잠깐만요 고마워 어 지금 가까워졌어요 they i s No. Guys. Happy please. birthday to our poppin' poppin' queen. Poppin' poppin' queen. poppin' poppin'. -hmm. 상상이 안 되는데? 아 진짜? 170주? 170? 깜짝이야 170? 몇 cm 더 커야 돼요? 어, 한 대략 20cm 그러니까 정도 <laughs> 와 아, 많이 먹어야겠네 아, 그럼요, 그럼요 지니? 어, 네. 미? I'm too 지니 오늘 TMI 아니 제가 열, 11시 50분에 알람 을 맞춰놨어요 근데 안 울린 거야 그 12시 5분 되니까 뭐야 5분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5분? <laughs> 음, 음. 그러니까 오전으로 했어야 됐는데 내가 어분이야 11시 50분에 일어나서 되게 다급하게 지니 지니 지니 지니 지니 그러면서 <laughs> 아니 오전, 첫 번째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5분 늦었다고 그거 어. 알람 해놓은 걸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감동이었어요 아니야 그거 아, 완전 아니, 왜냐면 진짜 어. 저는 제 생일이 19일이라고 맨날 생각을 하니까 맞아 작년에 그랬잖아 내가 어, 어 그래서 아무도 19일에 축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우울했는데 해 아! 갑자기 12시 정각 5분만 딱 지났는데 언니랑 민지가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 아, 나중에 아, 언니도 축하해주고 끝까지 아, 주랑 수담이에서 축하를 안 <laughs> 해줘 이거 해명할 수 있어요 이거, 이거 Leia texted me around 12:05 a.m. in the morning <laughs> saying, "Ginny, Ginny, I'm so sorry, I'm five minutes late." But it was really touching because she screenshotted her alarm saying um, she set her alarm at like 11:59, but she said it as in the 근데 <laughs> morning 이거 저도 11:59 해봤어요. p.m. 9. 언니, So I was really 언니, 잠깐만. 언니도 제 생일 때 안 Okay, 보냈어요. okay, it's my birthday today. Shush. <laughs> 어. 오늘 내 주인공이야. Okay, and then so I was really touched, and then um, <laughs> and later Dita said happy birthday, and Minji also said happy birthday, but then in the end, Chu and Sudan didn't wish me a happy birthday until today, so I was really upset. <laughs> That's what I was saying. <laughs> Ju has something to say about it, so here we go. 왜냐면 왜냐면 이게 Here we 이게 go. 아 약간 스포인데 제가 선물이 또 있어요 진이 언니한테. 선물 그럼.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럼. 무슨 상관이야? 나도 선물 없는 사람이 나도 있어요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요. 난 동전은 아니, 나 끝까지 해보자, 끝까지. 아 근데 진짜로. 아 그 <laughs> 저는 네. 이거 약간 변명이 맞긴 해요. 그 맞긴 한데. 저는, 저는 약간 그렇게 해요. 원래 그 선물 주고 나서 그 아. 보낸 그 편지로 주든지 아니면 아. 이걸로 그냥 아. 보낸단 말이에요. 자기만의 룰이 는 뭐 변명이야! <laughs> 진짜 진짜. 아니야, 내가 소심해서 그래. 그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랬어또 시작됐다 원래 내 생일 때안 챙겨줬잖아요 근데 같이 있었잖아 아니 카톡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머 뭐야 강동이랑 이랬는데 사과하세요 저는 사과하세요 싸봐세요. 다시 앞으 괜찮아. 행자. 네. 그거 기억이 안 나서 너더 줄까? 할 <laughs> 수도 있죠. 아니 언니 그거 근데 그때 스케줄 다 끝나고 보냈잖아요 언니. 아니야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골라야 돼. 아니 골라야 돼. 그게 아, 골라 골라 그게 골라. 너무 힘들어. 골라야 돼. 그렇지. 그래서 나는 보고 싶어 실제로. 아 언, 어, 언박싱 하나요? 해볼까요? 응. 음. 아니 이것도 원래 색깔이 되게 여러 가 있었는데 그핑크 사, 사, 사실 그거긴 했어. 너무 튀어. <laughs> 너무 튀었어, 그치? 어, 근데 언니가 그 의도를 알겠지? 어, 의도를 너무 진짜 핑크로만 보냈거든 핑크로만 가득하더라고요. 오 가방이에요? 가방 어, 귀여워. 귀여워. 오 귀여워. 귀엽지? 그러니까. 완전. 근데 원래 핑크였거든 이게. 완전 이게 나요.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아니 그 가방 가방은 왜 골랐냐면 진이는 항상 그 큰 거만 들고 다니고.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이런 것도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, 이제 너무 아 있어. 요렇짜 진짜. 이런 거 아니야. 아니야. 가방이에요. 이런 목걸이입니다. <laughs> 아무튼 yes. 고마워요. 아닙니다. 너무 이쁘다. 감사합니다. 저기 얘 숨겨져 있어. 너의 선물이? 우리 선물. 내 거도. 우리 거다. 그냥 골라. 너 티나. Uh, like what you wanna open? 그래, 네 열고 싶은 거. 난 못해. <laughs> 아우 진짜. 나 <laughs> 못해. 난, 난 일단 내 귀여운 게 숨막히게 하지 마. 윙크해줘. 숨막히게 하지 말아서 윙크하면 숨막히잖아요. <laughs> 아 너무 나 숨막히게 했어. 응. 윙크 아, 윙크 지금 두 번이나. 어, 아, 릴라크만 해. 릴라크만 해. 레아. 최근에 니태와 데이트를 했습니까? 네, 너무 자주 했습니다. <laughs> 맞아, 나랑 응. 아, 운동화가 싫어? 어떡해. 왜? 240인데. 아, 이거 맞을수 있어. 맞출 수도 있어. 매직 발이잖아. 매직 발이니까. 그리고 이건 또 약간 늘어난다고. 아, 맞아, 이거. 약간 맞춰도. 나 약간 발에이 있어. 여름에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반바지 이거 꼭 신었으면 좋겠어. 여름에? 지금이 딱 아니야? 아, 네 맞아 고민을 했거든요. 약간 그냥 무난한 책을 사줄까 했는데 선물을 어쨌든 맞아 자기가 안 아,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완전 고민 아. 많이 한 게 보인다. 그니까 핑크 보자마자 눈 돌아가지고 눈 돌아가. sao lại âm nhạc truyền thống được 맞아. 그치? 맞아. 그니까. 오빠 소 o 진이 오빠. 리아 말고 레아예요. <laughs> 오! 아, 처음 봐. 우와. 디카. birthday lap please. Yo. birthday, yo. Yo, yo. Uh, uh. Thank you, yo, yo, yo, yo. <laughs> Happy birthday, yo. I've got two birthdays, yo, yo. Thank you so much for wishing me a happy birthday, yo, yo. For two days straight, yo, yo. 잘했어. <laughs> 우와. 이거 이거 아니야? 폴터 내기. 뭐 아, 배다 싸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옷이야. <laughs> 아, 어떤 일이 생긴다. 두 시간 뒤에 그게 이해가 돼. 어, 맞아. it up so, you guys know me so well. Oh, 신발이네. 내 계속 말 안 했거든. 그래서 아, 한번 제가 도전해볼게요. 이랬어. 아, 진짜? 어. 어. 도전한 거야? 진짜 핑크 신발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아, 걱정 마. 어, 많아, 많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있어.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막 신어서 언제 편하게. 편하게 그냥 쓸수 어. 있는 걸로. 제 스타일이잖아요. 음. 이건 저 진짜 약간 TMI인데 진짜 TMI인데 언니 신발 스타일 찾아보려고 틱톡 뒤져보면서 언니 신발만 이런 거 무서워 안돼 평소에 관심 가져 평소에도 가졌지 근데 약간 뭐야 뭐요저 백일이세요 여기야 백일이세요 어 아직 언니의 취향을 파악을 못했어요. 막 이랬어요. 그래서 아, 나의 취향 좀 어렵긴 하지. 네. 그러니까. 진짜 고민 많이 진짜. 근데 네. 취향 다 어려워. 음, 그러니까요. 그래 진짜 어려워. 다 달라가지고. 아, 근데 다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서 어렵지가 않아. 뭔지 알아? 음. 아 진짜? 나는 단 한 명도 안 어려. 음. 나는 나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. 나는 내가. like 아니 어려운 어려웠어? 아 뭔가 제일 어려운데 <laughs> 나 아예 네. 물어봤잖아 네. 다 물어봤잖아 그래서 아, 아, 어렵지 이거 수단인 거야? 어내 어, 건데 네. 아 저는 그냥 기본으로 샀어요 기본으로? 실력서 있게 심플리스트 베스트 워 언니가 심플리스트 베스트 맞아요 여섯 명에서 틱톡 하려. 와 보이스카. 들어가 화면에. <laughs> 안 들어가 들어가게. 안 들어가. 아, 약간 릴레이 댄스처럼 이렇게 한 명씩 나오는 거죠. 음. 어 그럴 수도 있고. 순서대로. 수단 아이 오케이? too. 그러니까. 준이 애교 플레. 플레? What is that? 애교 플레. 애교 플레. What's your hang phone detail, Snoopy? What? what is hang phone? What? I don't know. 진이 하트 3연발 했으면 좋겠어요. 3연발이 뭐지? 3연속으로. 아, 3연속이야? 쓰리 세트. 원, 투, 쓰리, 쓰리. 세 배속으로 해줘, 세 배속. 나 보고 싶어. 하나, 둘. 그치 어렵지 Open and questions? 그런 음, 거를 답을 못해 어렵지 어렵지 또 이게 생각해야 되니까 아, 이러면 할 수있는그런게 안돼아 이거? No, 어, it's a bear. No, it's, it's not a Snoopy. It's a bear. 지니 오늘 셀카 올려세요 네. 언니 수단도 사진 올려주세요. 나 있는데 근데 confirm 받으려고 <laughs> 올리기 전에 아 진이 언니 <laughs> 맞아 confirm. 우리 캡처 타임 아까요 그럴까요? 캡처 타임 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된대요 아 진짜? 진짜요? 아, 어떡해 주님 yes. 말좀 해주세요 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 <laughs> 진짜 오늘 오늘 주님 한 마리 변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? 고생했지? 되게 좀 제가 세심하지 못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니야 미안하고 얘기한 게 분명인데요 나 여기 있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이 아니 아니 어. 아니야 아니 약간 제 탓을 한 거죠 이제 제가 약간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잘 약간 좀 못한 탑이어가지고 민망해하고 그래가지고 가지마 가지 말래요 가지 가지 마. 가야 된대요. 가지 가지 말까? 언제? <laughs> 뭐안 어, 하면 되 <laughs> 아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못 고. <laughs> 계속하자. 계속하자. 그럴까? 우리가 이제 끝내야 된다니까. 어, 재밌어. 왜 이렇게 웃기지? 어. 진짜? Isn't that the same thing? What? Silver hair 아니 완전 아니지. 네. it has the gravy. 아니야. 약간 아 grayish. 사랑해요. 수다는 여신상 같아. 뒤에 사람이 어. 보이니까 레아 작가 레아 작가 네 뒤에 사람 안 보여